아 이게 보통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? 고기가 메인이겠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보쌈김치 냠냠냠 손으로 쫙 찢어 고기와 꿀꺽 오늘은 보쌈김치 냠냠냠 먹는 건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. 오늘은 보쌈김치가 <laughs> 메인입니다 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약간 그 보쌈김치만의 달달한 막 그런 맛 있잖아요 약간 막 신선하면서 막 달달한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보쌈김치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일단 고기 먼저 자르고 아니 밥도둑 고기랑도 먹어보자 그래도 보쌈 김치니까 수육이랑도 먹어야 되겠죠? 만만한 애를 하나 딱 올리고 아 보쌈 김치는 <laughs> 보쌈 김치는 이유가 있네. 아 이거야 이거 우와 음. 아, 근데 생각보다 이 손으로 먹는 게, 아, 편하지가 않네. <laughs> 어, 젓가락으로 먹을까, 그냥? 와 대박 내가 바보였나봐 아 가만히 생각해 그냥 포크로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왜 굳이 숟가락을 먹으려고 했지? 얘를 다 쓰면 되는데? 이번엔 쌈싸 먹어보자 밥 고기 어. <laughs> 김치를 이 손으로 집었어야 되는데 역시 한식은 젓가락이죠. 몇 개를 쓰는 겨 <laughs> 본격 설거지 귀신 <laughs> 설거지거리를 잔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되게 신선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데요? 좋아 고추쌈을 사 먹어봐야겠다 고기 아 <clears throat> 고기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네요. 이게 뭔가 그냥 신선한 채소랑 고기랑 해서 막 우걱우걱 먹으니까 그 느낌만 이렇게 제대로 느껴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뭔가 이 가득 찬 느낌. 여러분들도 수육의 보쌈김치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